잘 보이죠? 아이고 맛있겠구나 맛있겠구나 맛있겠구나 야!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잠깐만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서비스인가? 만두인가? 뭘드실까 맛있는 거드실까 이게 뭐지? <laughs> 씨발람들 반찬이네. oh, mosquito, mosquito. Mosquito, mosquito. Tamagukuya! oh, Petrukimchia, Petrukimchia! 와 여기 오뎅 들어있네 오뎅 이거 서비스를뒀나보다 여기 오뎅 들어있어 이거를 <clears throat> 국물을 버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놔 아난 역시 머리에 똑똑한 것 같아 <laughs>